저만치 멀어져 가는 얼음 같은 얼굴.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 같은 시간. 저 도대체 뭐하노 저거? 우리 집 서울 간단다. 어차피 가가도 뭐한다. 도망가는 거다. 이럴 땐 내가 뭐라 말해야 되나? 네 어제 혹시 행복이 만났나? 이놈 자식이! 말안 할래! 속을 비치워지던 내 시선은 닿지 않겠죠. 나도 1장 나가보려고 아 이종우 뭐 중학교 때랑 맨날 똑같네 푸르른 바람 당신의 가슴의 문을 두드려도